하색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. 하색의 길로 걸어가 보겠습니다. 그 마버거기 오늘은 34일 차입니다. 하세베이 블로그로 가보겠습니다. 후사의 항량산 봉용선까지 봉수대까지 올랐습니다. 이제는 또 걸어서 내려가야 됩니다. 힘들지만 경치가 아주 좋죠.